치면서 시연하다 갈비 밥도 찐밥도 섭도 짜파게 먹어 사료 뺏어 먹어 안녕하세요 유명한 너브입니다 대략 7주 네 했습니다 7주 예. 정도 활동을 했는데 네 맞죠 이제 5, 6, 7, 8 생일 축하합니다 200일도 노래 한 번 더 같이 불까요? 하나, 둘, 셋, 2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우리 영구. 2일 축하합니다. 자, 이거 같이 보세요.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.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. 아, 정확합니다. 감사합니다.